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에 아름다워 이 시와 이샤처럼 그대 기다렸어 날아가오 함께 걸어가요. 어디 계십니까? <laughs> DM 주세요. <laughs>